안녕하세요 Welcome to my channel. 오늘 아침부터 좀 바빴어요 근처에 있는 산에 다녀왔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음, 역시 머리가 복잡할 때는 생전에 하지 않던 짓을 해야 잡생각이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제가 많이 사용해본 제품이에요 바로 가보실게요 짠! 이니스프리 그린티 시드 세럼입니다 떡바두의 이전 버전이죠 안에는 거의 없는 상태를 보아하니 많이 썼죠 진짜 이만큼 남았어요. 거의 한 통을 비운 셈입니다. 얼른 다 사용하고 리뉴얼된 제품도 구매해보고 싶네요. 워낙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저같은 집복합성 피부에 잘 맞는 제품이라 항시 두고 사용 중입니다. 제 피부는 T존에 기름기가 많으나 볼 쪽은 푸석할 때가 많아서 수분 공급이 필수랍니다. 뚜껑 분리와 함께 제형 살펴볼게요. 뀨! 살짝 콧물 제형 같죠? <laughs> 그래도 완전 물콧물은 아닙니다. 음, 향은 진짜 그린그린해요. 음, 녹차 새싹의 향? 끈적이거나 무거운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저는 1 6 0 m m 용량으로 기존의 8 0 m m 보다큰 용량으로 구매했어요. 음, 가격은 몇 개 작은 샘플들도 같이 해서 28,000원 정도? 음, 현재는 리뉴얼된 제품으로 미니스프리 홈페이지에서 8 0 m m 에 18,900원으로 판매 중이네요. 짠! 흡, 다 흡수시켰습니다. 뽀송! 아쉬우니 얼굴에도 발라보자. 한번 볼에 공기를 넣어본다. 이때만큼은 공주처럼 애기 다루듯이 두드려줍니다. 컹컹컹 조명 가까이에서 비춰봤어요. 조명 킨 피부가 되고 싶네요. 흑유. 그럼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살펴볼게요. 좋았던 점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 1. 지성피부나 지복합성 피부에 사용해도 번들거리지 않아 괜춘다 2. 끈적임이 싫은 사람은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 3. 바르고 나면 촉촉하니 수분 공급에 용이하다 4. 향이 좋다 아쉬웠던 점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점 1. 피부가 건성인 분들은 유분이 있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셔야 할 듯 싶다 세럼만 바르기엔 부족할 것 같기 때문이다. 2. 세럼의 양을 많이 바르는 분들에겐 80ml는 금방 다 쓸 것 같다. 참고로 제가 화면에서 사용한 크기는 160ml입니다. 3. 그냥 정가로 사기엔 부담이 될 수 있다. 고로 이니스프리 세일 기간에 구매하도록 해요. 지금까지 그린티 시드 세럼을 2회해왔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